AX 1화의 마크 2 네, AF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X 원화 마크 2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FS C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AFS 모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모드는 먼저 와이드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delay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 중앙 초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전증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AFS의 속도는 이렇고요. 물론 이 제품은 베타 제품입니다. 베타 제품에도 이렇게 쾌적한